잡아보세요 아, 내 눈! 여러분들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도 기름 같이 PC방 가요 PC방 가서 이번에 롤 영상 같이 찍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우리 현준이가 안녕하세요 <laughs> 열심히 알려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믿고 가고 있어 긍정 노래 대명사 박윤진입니다 <laughs> 화 안 낼 자신 있어요? 아, 그럼요 <laughs> 화요? 저 화낼 방법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롤이라는 거를 해봅니다 우리 현준이가 도와준다고 해서 시작한 거고 현준이 솔직히 너가 나 책임져야 돼 누나 아, 책임질 필요가 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누나 하고 싶은 이런 예쁜 홍차. 어우 된다. 완벽해. 어, 아이디 뭘로 했어? 훈련은 들어가지. 빅토리아를 들어가지. 아 빅토리아 하기 싫은데. <laughs> 하요저 화낼 방법 몰라요. 애기가 처음에 태어나서 <laughs> 뛰는 거부터 하진 않잖아요. 나 이거 했다고 옛날에 했다고 기억나세요? 안 나지. 그럼 다시 해주세요. 2년 전에 했습니다. 아무튼 그건 그건 안다고 그거. 어디 건가? 얘를 부셔야 되는 건 그건 안다고. 저 친구를 왜 잡을까요? 왜 잡냐고? 적이니까. 맞습니다. 맞는데요. 저 친구를 잡을 때마다 이렇게 돈을 벌게 되죠. 아, 어, 어, 어. 그 돈으로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. 아. 그리고 레벨업도 하게 되죠. 어, 저기다. 잡아보세요. 아, 내 눈!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Q, Q. 막, Q, 막, 큐, 막, 큐. 세요 Q, Q, Q가 스킬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? 왜, 아, 누가 Q. Q를 눌렀는데 계속 W만 눌렀는데? 아, 그러네. 어. 아. 이렇게 챔피언을 잡으면은 레벨업도 하고 그리고 어? 갑자기 챔프를 바꾸셨네요? 챔프를 바꾸는 게 뭐예요? 캐릭터를 바꾸는 거예요? 네 캐릭터를 아. 바꿨어요 캐릭터 아왜 이렇게 약해? 아까 걔를 돌려줘 <laughs> 이초 셉니다 이초 셉니다 아세요? 그 스킬을 쓰면 난리가 나 자저 친구에게 Q! 어! 와! 완벽해요 어 이쁘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이디가 뭐죠? 예쁜 홍타 네, 예쁜 캐릭터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얘는 마나가 왜 이렇게 잘 채워져요? 이거는 튜토리얼, 아.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 지금 어느 정도 강한 거야 네, 지금? 네, 아, 신입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희는 저거를 부셔야 돼요. 부셔야 돼이겨아 저걸 부셔야 된다고? 팀원들이 생겼네요. 여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. 오. 팀원들과 같이 하는 게임. 아쿠. 때려 때려. 스킬 막 2초 W 막 모든 캐릭터의 필살기는 R이에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거를 잘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자연스럽다 어... 그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화장실 아, 한번 아, 갔다 와